2년 전 기억해 사랑이 부족해서 굶어가던 중등생을 you know 그 애가 자라서 그때 못받은 사랑 지금 천대로 받아 Just fuck you 난 달고랑 은행 털러 갈거 선생님이 와서 하지만 나를 못 갈고 날 리무진에 탔어 예전엔 버스를 탔어 엄마나 학교로 데려다 주셨어 이제 내가 방콕행 비행기를 태워 돈 없던 꿈에 좀 못생겼어